이 소리가 들려?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반격이 시작된다. 그들에게 빼앗긴 자유와 평화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되찾겠어. 지원군이 필요해. 어서 우리의 비밀 병기를! 2010년 여름 드디어 공개되는 레지스탕스의 비밀 병기 메카닉 나와 함께하지 않겠어?